떨어져가지고 앞마당에 방송을 보내면 쓸어보겠습니다 보보자 보보자 도와줄 거야? 보보 엄마 단풍 쓰는 거 도와줄 거야? <laughs> Mm-hmm. Bye.